2020년 9월 29일 나도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원래 목적지는 저기에도 빈집이 하나 있어요 또 근데 원래 목적지는 여기야 지금 자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 어... 소리야? 그 옛날에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던 아그 어디가 어디라 해야 되지 고양이가 빤히 쳐다봤던 고양이 집이라고 이전에 유패로 레전드가 나왔던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똥이 있었나 모르겠는 데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도 있습니다.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어요. 계십니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영정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카메라 돌리지 말고 카메라 돌리지 말고 사람이잖아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사람이잖아 사람은 씨발 무슨 귀신이구만 씨발 아유 사람 무슨 씨발 귀신이구만 아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씨발 사람은 무슨 귀신이구만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들? 나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누구세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우와! 우와! 오, 씨발. 오, 씨발. 어우 아. 아, 어,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와, 이 정도 기운이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도 보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5곡은 치지 않겠습니다. 포다고 5곡 함부로 뿌리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운이 어떤지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뿌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냥 들어갈게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안되겠다 2층이다 2층 올라갔죠? 2층 올라갔죠? 올라갔죠? 망자님 죽이요 이 장난은 그만합시다 제가 포푸린 건 죄송합니다 제가 포푸린 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 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제대로 듣고 제가 답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뭐라고요? 알아? 나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나가. 다시 한 번만요.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